네 지금 저는 제 친한 친구가 하는 가수 육성하는 곳이죠 그런 아카데미 노래랑 춤 레슨을 하는 그런 아카데미가 있는데 거기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 뭐야 이 친구 저랑 동갑이에요. 저 반이가 신현이가 지금 얘기 중이어가지고. 네. 어 이거 봐라. 자. 주성치 씨. 아씨. 어이는 블랙아야 한국에서 주성치 좋아해 인기 많고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감사한 줄 알아야지. 엄청 싫어하는데? 백성치. 백성치. 어, 네. 백성치. 악보도 없이 치는 게 신기하다고. 아 그냥 아니 또 뭐라고 하려고? 아니 그 천재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아니 그냥 들으면 낫지 그냥. 어, 아니 <laughs> 좋아한다. <laughs> 주문? 주문은 피아노로 못 치지. 치긴 치요 치긴 치는데. 뭐 친다고? 치지 치지. 아, 진짜를 원해 넌 내게 빠져 I like I you. Under my skin. <laughs>

放上四到五片左右的鸭肉，将酱码在中间这个位置，右边卷过来，底下兜一下底儿，再卷过来直接用就成了啊。嗯，好吃。哎，哎，好吃！嗯，好好吃，好好吃，好好吃，好吃，好吃，好吃， y e s 然后代表咱们一块儿回家来慢用啊嗯 음. 커요. 이 오리가 네. 다몇 번째 죽는 <laughs> 몇 번째 오리라는 게 순서가 숫자가 있는데요. 저희가 지금 먹는 오리가 이 가게에서 1.6억 번째 오리예요. 여기서 보여줬는데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오리 이 오리가 1.96억 마리째 사람의 입속으로 들어간 오리 1억 9천6백마리째 오리를 저희가 먹고 있습니다 껍질이 진짜 맛있다 然后然后

와 이번에 감기 때문에 뭘 하질 못했어 제정신이 아니었네요 벌써 한국 가다니 여행 왔을 때 아프면 너무 그걸 힘든 것 같아 아씨 왜 벌써 한국 가는 거야 뭐 하지도 못했는데 벌써 공항이야 나눈 뜨자마자 한국을 가다니 이렇게 어 이제 비행기에 탔고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갑니다 이번에 여행이 좀 기간이 짧았고 일 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대로 즐기진 못했는데 음, 다음에 빨리 또 중국에 오고 싶어요 중국 워낙 좋아하니까 음, 그러면 준호의 중국 여행기 끝